Get off! 이, 이걸 한대 와 물놀이 네. 조끼? 큰 사이즈. 이건 어 이건가? 이거는 아까 콜라 먹는다고 담아. 오빠는 뭐예요? 물이에요? 어 아니 콜라라도 콜라라도 먹어. 네, 땡겨가지고 음. 딱 음. 맞아요. 뭐, 뭐, 땡겨 안 해줘. 뭐. 햇빛이 이제 일로 넘어. 맛있. 맛있다. 언니 저도 소세지. 소세지 하나만. 이거 아까 우리가 산 소세지 오빠 또 들고 왔네. 초점 안 잡히나. 오. 다리만 오빠 다리 좀 펴.